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laughs>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오삼 불고기 거기다가 베트남 고춧가루 두 스푼이랑 중국 당면 같이 넣었어요 응. 여기는 콩나물국 제가 끓인 거고요 여기는 김치 김, 굽지 않은 생김, 그리고 양배추, 깻잎, 상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깔라맛이에요. 여기 쌀밥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조금 높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청양고추가 조금밖에 없어서 진짜 조금만 갖고 왔어요. 세 개만 썰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전콩나물국. 음. 야. 삼겹살이랑 오징어 맛있다 백종원 선생님 만, 만능 소스로 했어요 팽이버섯이랑 아, 밥 오징어 삼겹살 오징어 청양고추 삼겹살 맛있겠다 음 밥에 비빈 거랑 김치 어, 맛있다 양념장이 맛있네요 음. 양념 잘 샀다. 전적가량 맛있어요. 음. 음. 애초에 턱턱 <laughs> 맛있죠? 음 아유 좋다. 중국당면 같이 들어왔어요. 嗯好吃 음, 천천히. 음. 음?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 베트남 고춧가루 2 스푼 넣고 이제 청양고추 넣고 하니까 약간 매콤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음, 맛있었어요. 깔라맛이도 맛있습니다. 깔라맛이는 그냥 소셜 같은 데 보다가 저렴한 데 거 사요 <laughs> 거의 20분이 넘어갔네요 녹화 시간이 이걸 어떻게 줄이지?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안녕 오직 사랑해요